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큰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에 가고 싶어서 어, 나간다고 하니까 어, 데려다 주시 는거보줄게요 그래서 난 브라질에서도 인기가 많나봐 이거 브라질의 배경화면이 나잖아 이거 난, 너의 흔적을 남기는 난 거야? 난 여기다 이걸 내 배경 나 이거 배경화면을 바꿀 거야 네 근데 브라질어를 못해서 못 바꾸네 어. 야 무서워 건데 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오케이. 이제 브라질 이거 다 될수 있을 거야 어? <laughs> 이거 다해 어. <laughs> 왜요? 해볼까? 아, 니야 아니야 며칠 전까지 일단은 책입니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발레리나를 사랑한 비보이 아니에요? 누구 누가 누구 사랑했건 서로 사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laughs> 댄스 좋아요 댄스 좋아요 아, 너무 힘이 없네 친구라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은 미니어를 저희가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오늘은 완성도 있고 겁니다 좋은 거예요 부었다니까요 부은 거예요 아니 부은 거라니까요 부은 겁니다 그쵸? 그래요 맞아요 뭐라고요? 부은 거예요 부은 거예요 턱걸이 아, 하려고 와 턱걸이 되게 힘든데 턱걸이 하려고? 잠깐 하나 오야 진짜 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laughs> 뭐 하는 거야? 소리라는 뭐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만 왜 배가 배가 나와 Yeah! 아주 정말 열정적인 나라였잖아요. 네. 브라질. 열정적인 나라에서 태호 형이 정말 열정적인 랩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사실 네. 재미 들린 게 네. 있어요. 제가 네. 앵콜 때 제 파티를 항상 멤버들에게 넘겨요 랜덤 네. 근데 오늘 내가 태호가 있길래 태호한테 넘겼거든요. 제가 알려드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 나? 뭐, 누가 외면해도 세상이 등 돌려도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너이고! 너이고! 너이고! 너이고! 해봤잖아요. 네. 공연 어땠어요? 어, 굉장히 네. 어, 이열정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네. 그 말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와 아, 어, 진짜 진짜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약간 활화산 같았어요. 정말 활화 빵빵 터지는 네. 그 정말 저희의 손짓 몸짓 하나하나에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 정말로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하, 이 하루를 마치고 네. 한국에 가서 나나나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 에너지를 꼭 이상 씨가 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네. 한국 분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오늘 브라질 마지막 날이에요. 어때요? 완전 지쳤어요. 시차 시차가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한국은 음. 밤, 밤 12시인데 음. 여기는 낮 12시에요 근데 적응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어차피 다시 한국 가면은 아, 스타 적응을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진짜 네. 꿀조합입니다 조기랑 김치 네, 조기 김치 딱 조합해가지고 브라질에서 먹는 된장찌개 살이에요 돌비의 유래에 대해서 아신다고 아, 때는 바야흐로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네. 네. 고려시에 이적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적염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유배를 영광으로 가게 됩니다 네. 왕에게 이제 유배를 감쌌으니까 진상품을 올려야 되거든요 네. 이게 영광의 특산물이었거든요 그 영광의 특산물을 잡아가지고 네. 올리면서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굴하지 않겠다 왕에게 굴하지 않겠다라는 어... 뒤에 그 이름이 골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생선입니다. 제가 이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게 브라질 전역으로 방송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재밌게 한 번 방송을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한이 형 혼자 저 마이크 쳤다고 피셨어요. 진짜 너 멋있어. 자기만 자기만 보고 싶다고. 다 멋있는데 자기만 보고 싶다고. 나 피지지. 조 시골. direto da Coreia do Sul para animar ainda mais o nosso programa e o Brasil inteiro, hein? E para começar bem a nossa tarde, Virginia Gaia. 다가만 보고 싶어 조금씩 그려져가 사실은 두려워 나 뭐라 그러지 좀 음, 신박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아, 이 나라 좀 되게 자유로운 영혼들 같아요 되게 방송하는데 보통 저희는 방송하면 이제 아, 아무런 사람들이 개입을 안 하잖아요 방송 출연자 외에는 근데 뒤에를 막 다니시고 <laughs> 하시는데 좀 그런 게 좀 신기했었고 되게 좀 자유로우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좀 괜찮다 싶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데 아 그냥 여러 감정이 교차하네요. 어, 한국을 빨리 감정이 가고... 어떻게 교차해요? 감정이 이렇게 교차해요? 야 이거 가리. 아무튼 되게 한국을 빨리 가고 싶은데 가기가 싫어요. 왜냐면 시차 적응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네, 시차 적응이 이게 이제 됐는데 한국 가면 또 시차 적응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고 싶은지 완전 그래도 가고 싶긴 해요. 우리나라가 짱이지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인데 어 브라질에서 녹화를 했는데 굉장히 한국은 딱딱한 조금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 딱딱한 어 분위기에서 뭐 하는데 딱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딱딱한데 그러네 <laughs> 근데 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막 촬영하면서 중간중간 막 사진도 찍고 막 되게 노는 분위기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신기했어요 아, 분위기에서도 방송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되게 새로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브라질의 일정을 모두 마쳤고요 재엽씨? 네 이제 한국으로 저희가 돌아갑니다 네 예. 고항이에요 드디어 한국에 갑니다 기꺼야 안녕 난 그럼 이만